이제 가격 협상만 하면 돼 바빠 오케이. 하르가냐 브라빠 하르가 북한 하르가 오랑 아싱 하르가 오랑 인도네시아 semuanya dua kali enggak salam ramadan one two three salam ramadan one two three salam ramadan okay one two three assalamualaikum one two three assalamualaikum like almost like she made me Muslim Halo teman-teman, nama saya Daud Kim.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Daud Kim입니다. So today, I finally I arrived Yogyakarta. Yes. Woo. So I will show you.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in here. So the first impression I see the Yogyakarta is an artistic place, and there are so many beautiful buildings and so many like artistic vibes. So this is really popular street in Yogyakarta, uh, Malioboro. So this is really nice place for shopping because I lost my hat in Medan. So uh, today I came here to buy my hat. Let's go to shopping first. Ayo pergi. The Yogyakarta is really famous for food. So today I will try traditional food of Yogyakarta, gudeg, gudeg, Ah, gudeg, gudeg. There are so many like famous foods in here. So today I will try delicious Yogyakarta street foods. I bring it. 뭐야? 가볼까? 한국 네. 쇼핑몰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 아 오히려 더 느낌은 좋아 어, 더 컬러풀해 더 컬러풀해 So there are so many colorful clothes 어, 와 이것도 봐 너무 그러네 네, 뭔가 이거는 좀 과한데 <laughs> 색깔이 어 멋있는데? 나 아다 토피? 토피 부사르 Very big very big My head very big <laughs> 응가 토피 이슬람이 아 this is this is 오 어, 있네 있네 아 근데 이것도 작은데? Can I try? 아 너무 작다 너무 작다 small <laughs> small My head very big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더, 커야 돼없비브사 르비브 사 어, 지 않은데 와 딱이야 딱이다 야 스콧 베테랑 데스 블루만 이쁜데? 이제 가격 협상만 하면 돼 바빠 오케이. Harganya berapa? Harga bukan harga orang asing, harga orang Indonesia. Semuanya dua kali enggak enggak. 75.000 75 70? 75 Ini 50 ya benar. oh tak bisa 50. Jadi setengah. 60 ya? 60. usually 100 usually 100 70, 70, no no 70. you, I can you can 70, 70. <laughs> 70 ya only wow 라마단 디스코.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 같은? 아, terima kasih. 어? Tadi Korea. Saya saya belajar dengan cabe-cabean. Di di Blok M-nya. Oke, terima kasih. terima kasih. You look like Islam. Sampai jumpa lagi.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laughs> oh my god, it's my friend. Amigo.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Assalamualaikum. Masyaallah, masyaallah. Sampai jumpa lagi. 엥? 사람 엄청 많은데? 그니까 이거 뭐야? Apa ini? Apa ini? r a 라마단 아 sekarang g r a 공짜 음식이래 아, 프리 프리. 아, 아 자기 자기 s a 하나 ambil y 예. 네. 하나 아, 아. 마살라 공짜로 이프타를 주는데 여기 사람들 다 기다리는 그러니까 엄청 길다 진짜로 Ya, a s s a l 와라쿰 아살람 와라흐마라카투 감사합니다. 뭐? 네, 오케이. Have a good Ramadan. Yeah. Salam Ramadan. Yeah.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Okay. Salam Ramadan. Bye bye. Bye bye. Bye bye. Bye. Okay. Bye bye. Bye bye. 오 시장. 오 마켓. 한번 가볼까, 가볼까 여기? 아 뭐든지 있는 곳이야 원래. 와. 야 완전 그 느낌이야. 우리 옛날 그 시장 있잖아. 동대문 시장. 와 진짜 엄청 많네 여기네 어? 어 이쁘다 이거 이쁘다 세븐티 파이브? 리마 블루 아. 이니 하르가 아싱이야 하르가 인도네시아냐 리마 블루야 인도네시아 프라이스 인도네시아 프라이스 60 50 50 dia m u a l a 와우 컸어 아. 이러면 사야지 이러면은 오케이 땡큐 드라마 가세 드라마 가세 어 이거 완전 바틱 스타일인데? 발링브사레야 민타 쌀니어 괜찮은데? 좀 좋은데? 어 좋아 오. 바틱 같은 건 느낌? 어, 바틱에다 입으면 딱이겠다 이런 거 이거 완전 인도네시 전통 스타일이야 어 how much. 람블루 enam puluh? 람블루 마할 너 비싸다 마할 마할 mahal, mahal, mahal. berapa? 30 wah jangan 30 30 Indonesia price no Korea price 50 50? 40? Dia m u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땡겨 땡겨 좋습니다. 야, 무알람. a s s a l a m u a l 오케이. Terima kasih. Have a n i 드릴라 와르크무살람 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모자 쇼핑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산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많이 탔습니다 네 이렇게 쇼핑 마치고 이제 아마 iftar를 하러 모스크를 아마 먼저 갔다가 또 오늘 맛있는 스트레이트푸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이프레기 살라말레이쿰 스쿨 수단 아 함들라 함들라 국가 뽑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Selamat makan. Sampai jumpa lagi. Oke. Foto? Oke, oke, oke. Kamu tahu ya ini? Oke, bersama ya. Oke. Dua, tiga. Oke. Terima kasih. Oke. Selamat Ramadan. Selamat Ramadan. tiga ribu ya. mahal enggak ada diskon orang Korea dua ratus ribu tiga ratus tiga iya. tiga ratus ribu yes kasih tiga ribu ya oh. <laughs> oh terima kasih dari mana mas Dari, dari hatimu. Wow. Assalamualaikum. Waalaikumsalam. So I have appointment with my friend. So when I get interested in Islam, like four, five years ago, she met me in Chonan and she brought me to the masjid and she teach me how to pray. She teach me so many things about Islam before I convert. So. Oh. She's kind of really, really, really important person for me and she lives in here. We didn't meet for four years, almost four years. So finally, I'm going to meet her now. The first person guide me into the Islam. Yeah. Mashallah, mashallah. This is kind of destiny, right? Yeah, this is destiny. Alhamdulillah, alhamdulillah. Ah, so there are so many foods here. This is very famous place. 맞아. Wow.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 Ini, kita sini untuk buka puasa? 아 다들 입타르 때문에 왔대 니그라테스 아, so 리 r e e 사야 주가 사야 북한 몰라 어, 어, 나도 준대 <laughs> she guided me into Islam. She's uh, my best friend. I can't believe that. I promised you. And I, I, I kept the promise, right? This is under the Plan of right? Okay. So we have to Puka Pasta too. Yeah, yeah. Ini gratis ya? Gratis, Everyday new menu. Oh. Terima kasih. Kak. Thailand satu. 3,000. 그렇게 싸다고? 300원이라고? senang senang bertemu dengan anda. Iramnya bu. namanya hanya panggil aku sayang. Pak Yun. Aha. nama sayang Daud. Daud. Daud. Oh, boleh. Boleh makan? Bismillahirrahmanirrahim. Masyaallah. Bismillah. Oh, 맛있다. 아빠 따삐 이니 그라티스야? 그라티스. Please take, please take. 어, 닭고기를 주네. 음. The first time meeting Korea. Oh, jadi belum pernah punya pacaran Korea juga ya? Oh, gitu. Gimana sayanya? No. 나보고 나보고 막을 파시, 하라고요?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굿? 어, 막을. 배드 아이디어. No, no, no, no. I don't have the long pants. It's okay. 저기 안돼 안 돼 안 돼 안돼 아, 카메라 꺼 카메라 꺼 카메라 꺼 오케이 오케이 스위라이터 기도 다 끝났, 다 끝났는데 보니까 그 설거지 엄청 많네요 와, 아, 정, 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 리스펙 오케이 오케이 뽀터 뽀터 뽀터 뽀터 뽀터 사만 원투 쓰리 살라말라마다 원투 쓰리 살라말라마다 오케이 원투 쓰리 아살라말라고 원투 쓰리 아살라말라고 원투 쓰리 아쿠츠 사카모 원투 쓰리 아쿠츠 사카모 I have five subscribers here 예. Aku cinta kamu. Aku cinta kamu. I am Pascal. Assalamualaikum. So we came to eat gudok. This is really famous food in Yogyakarta, right? Yep. So I came here to eat this. She is. Fatima. DNA. Uh, and I met her long time ago, and I met her uh, one hour ago. <laughs> See, we will eat this. This is 어이, gudok. 뭐야? 오, 족자카르타 food. 그러면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와, looks very good. 마샬라. This is gudok. Yeah. 오, 우와. 와, 대박입니다, 대박. Oh, kerupuk. 오. Okay, let's try. Wait, Because it sounds like 그럭. Crunchy. Okay, so this is gudok. Whoa. Bismillahirrahmanirrahim. So I'll try this first. This Okay, is a krecek. skin of Cow. cow. 지금 음. 후드랑 음. 진짜 맛있어 약간 짭조름하고 달, 단 장조림? This is a sweet mm, This is very sweet yeah. This is also sweet mm, yeah. Bismillah Bismillah 아, with rice, right? Yeah, with the rice yeah, With rice is very good 음 맛있지? 뭔가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되게 맛있다 이게 고덕이야 This is 고덕 This is 하나, 둘, 셋 띵! Bismillah 자, 이거 크로커, 크로커, 크로커, 크로커, 크로커 Mm, it tastes like meat. Mm. Yeah, it tastes like meat, but this is a fruit. Really? Yeah. 전체적으로 얘는 짜고 걔는 달아서 조합이 달 너무 좋아. 이건 진짜 단짠 단짠. 어, 좋은데? 음. 와. 와, 진짜 진짜 색다르. 나도 나도 먹어야겠어 이제. 시시. <laughs> 어, 어, 먹어 이거 먹어 아니 왜 이렇게 맛있냐? 치킨도 같이. 아, 스 w e e t e 음, 와. c o c o n u is really nice. Yeah, t e r e s coconut 아, Yeah. 아, 내가 아까 말했던 그거 어 그래. 코코넛 테이스트, 코코넛 테이스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맛이. And it's very cheap, only 24,000. 음, 2,000원? 2 와, 진짜 싸다. 무조건 꾸룩 먹어줘야 돼. 음, 음. 난딱 이거 다 마셨는데 구더기 진짜 특이해. 약간 코코넛이랑 고기랑 섞인 맛? 근데 맞아.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와, 그거 약간 그, 그. 아, 아 오리알, 오리알. 음. 그 찜질방 가서 파는. 그 맥반석 달걀? 맥반석, 그거 닮았어. 와. 나도 오리알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와. 음, 뭔가 훨씬 진한 계란 같아. 몸에 좋은 맛이야. 이게 완벽해. 밥이랑 짠 거, 단 거, 맥반석. 이 그 조화가. 이게 왜 유명한 음식인지 알겠다. 게다가 저렴해. 음. 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모양이 너무 이상해 한국인들이 봤을 때 아니 생긴 게 좀 뭐랄까 좀 개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한입 먹는 순간 A bunch of tastes are inside Flavors are so good Oui, mashallah, mashallah. Alhamdulillah. Wow. Alhamdulillah, alhamdulillah. Why you don't you drink sugar? Because you, you are so sweet. too much, too much. okay, so I will explain you how I met her. I went to Jakarta five years ago. Uh, at that time, I get interested in Islam. And when I come back to Korea, I start to study about Islam, like little bit, little bit. And she messaged me because I lived in Chonan, Yeah. And you were in Chonan too. She wanted to show the masjid. So I've never been masjid because I was afraid to go there yeah, at yeah. first. But she introduced me to masjid in Chonan, So she recommended me, let's just pray first. Mm-hmm. because I was not Muslim, but I tried to pray at that mm. time. And after that, I feel so many many things and it was Ramadan and I do fast too. Yeah, I wasn't Muslim yeah. but I do fast. Mm-hmm. We do iftar together in the ah. masjid. Mm-hmm. And after that, I felt so many things. As I told you, like after in Ramadan, I felt like how to thanks to Allah, like about the food, for, about the like poor people, and about me, like Creator. Yeah, yeah. After that, I get the faith yeah. And I get into the Islam and I converted. Allah ilaha illallah wa ashhadu anna Muhammadan Rasulullah. Mm-hmm. Like almost like she made me Muslim. <laughs> like I, I, I, told you, like Allah made me Muslim, yeah, yeah. but she helped me, and Allah helped you to help me. Yeah, I yeah. At, at, the time, because I had really um, so many, so many problems. Anxious. Yeah, like depression. Mm. But mm-hmm. after I pray and I asked to help to Allah, mm. after that I felt so much peace in mm. my mind so I decided to be a Muslim so I like I always thanks to her like about this but I never expect that I meet you again in Jakarta yeah, if any Muslims can be kind like her then so many non-Muslims can inspire from mm -hmm. this uh, mm-hmm. that's yeah that's yeah. always say like the strongest weapon is the kindness yeah yeah it, it definitely changed after became a Muslim So like he always tried to dawa me, but yeah, <laughs> <laughs> Not yet, not yet, 아, 나는 진짜 돼지고기밥 먹어야 돼 무조건. Inshallah. Okay, then uh, so thank you so much for today. Today, yeah. So thank you so much, and it was really a nice day iftar in the mosque. I hope like few days left Ramadan, so I hope you guys always be happy with your family in Ramadan. And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asalam. Annyeong. Take care, Ma'asalam. fi amanillah.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